떨나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유난입니다 또모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어, 앨범 작업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있고 네, 좋은 시간들 가족들이랑 보내고 있습니다. 유난 피아니스트께 꼭 배우고 싶다는 학생분이 계셔가아 저한테요? 네. 네 누가 나한테? 그분이 꼭 유난히 나오면 안아 정말요? 감히 네, 빨리 불러주세요 어? <laughs> 아니 여기 어쩐 일로 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감기 걸려 아 관계요? 저희는 이제 그 계약, 계약 관계 <laughs> 혼인 관계? 네 저희 와이프네요 아, 그 시간당 요금은 알고 계시죠? 이건 되게 친해 보이시는데 네 <laughs> 그 무슨 질문이죠 그게? 네. 아내분에게 피아노 알려주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가르쳐줘야 되겠다 했던 적은 없지 않나요? 있잖아요 뭐 언제 있죠? C샵이랑 D플랫이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 가르쳐주다 싸우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르쳐... 질문을 왜 하냐 이러면서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화성학 이론을 알려주고 싶어서 책까지 샀었는데 제가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아 하, 는게 아니라 왜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나오는 약간 그런 학생이었어요 궁금한 게 많고 네네, 네, 어, 호기심이 네. 많아 평가는 잘하고요 제가. 네, 평가 잘하고 질문 많이 하고 실력이 어. <laughs> 한 어느 정도 거의 뭐 최하죠 네 피아노를 친다기보다 피아노에 앉아있네 네 약간 그런 느낌 음. 음. 근데 뭐 이제 부부 사이에는 운전 가르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저의 화를 좀 눌러보도록 네. 집에서 치는 것보다 훨씬 잘 치시네요 아 진짜요? 네 무대 체질이신가 보다 자세도 뭔가 어, 여기 오니까 좀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laughs> 집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못 치거든요 예. 페달만 좀 잘 사용해도 코드에서 코드로 넘어갈 때 소리가 깨끗하게 뭉개지지 않고 넘어가거든요 좀 뭉개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뭉개지잖아요. 코드에서 그 다음 코드를 넘어가기 전에 바로 살짝 됐다가 이렇게 살짝 됐다가 이렇게 그 마치 자동차 엑셀 밟듯이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운전도 되게 그 난폭하게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페달이 전혀 거슬리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첫, 첫 코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첫 코드. 그 다음 G 메이저,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렇지. C, 다시 F, G 메이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 캐논은. 네, 네. 예. 그래서 이 코드 진행만 알고 있으면 악보가 필요 없어 그냥 한번 한 번 내가 보여줄게 옆에 옆으로 조금 옆으로. 따라 아까 그 멜로디 있잖아요 네. 그 멜로디를 그냥 계속 무한 반복해봐요 하나 둘 셋넷 아, 멜로디도 하나 못 치나? 아, 예, 알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음, 이렇게 <laughs> 요 코드 진행 아까 내가 <laughs> 아니 제가 이제 그냥 이 C 메이저와 마이너 뭐 G 메이저와 마이너 요 코드 그 진행만 알고 거예요? 있으면 어. 멜로디를 어떤 걸 쳐도 멜로디랑 코드랑 잘 맞는 그... 그럼 저 이렇게 쳐봐도 돼요? 왜요? 그 항상 먼저 나오는 약간 그런 학생이었어 한번 쳐도 돼요 뭐가 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방금은 친구 멜로디를 쳤잖아요 제가. 아 그러면 쳐도 이것만, 되죠 이것만 응. 쳐도 밑에서 쳐도 그럼 할 수 있죠 아 네.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나를 반주자로 지금 사용하는 거야? <laughs> 자, 아, 아, 아. 이제 계속 멜로디만 치니까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이 코드 진행 지금 C, G, A, E 요 진행은 알고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제 자리에서 그걸 쳐보세요 아니 잠깐만 코드 진행 계속 까먹었어요? 최대한 저의 화를 좀 눌러보도록 네, 자 뿌리가 흔들리면 안돼 뿌리가 네. 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루트 그러니까 베이스 네, 네. 음이라 그래서 네, 네. 나무로 따지면 뿌리예요 네. 뿌리가 흔들리면 음, 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 오, 어? 명언이다 아, 명언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야 눈 지금 뿌리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어, 도솔라 나 음. 이것만 하면 돼 네네. 네, 네. 지금은 음. 둘이서 하는 거지만 나중에 베이스음도 자기가 익혀놓고 또 오른손 요 코드들도 익혀놓고 멜로디도 익혀놓으면 같이 이제 혼,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 위에 해볼래? 밑에 해볼래? 밑에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뿌리를 잘좀 <laughs> 네. 그 만져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 박자를 좀 잘 제가 제가요? 네, 네. 아 여기서 지금 빨라진다. <laughs> 아닌데. 네. 천천히 해볼까 그럼 천천히? 어 네네네. 네. 이제 사실 피아노 레슨이라는 게 뭐 하루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얘기해주고 싶었던 부분은 뭐 이렇게 코드 진행이라는 어떤 이 음악의 전체적인 구조 형식만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왼손도 쳤다가 오른손도 쳤다가 멜로디도 또 변주했다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큰 가르침 어, 큰 가르침을 음,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laughs> 같이 연주할 수 있어서 영광이습니다 네. <laughs> 영광이야. <laughs> 아니 집에서 이렇게 잘 안 해주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데 아 아니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잔소리를 하면 꼰대 아니 아니 잔소리를 하면은 어 진짜 오늘은 여기 또 여기 카메라가 많아서 그런지 되게 그 잘 들으시네요 제 말을 네, 약간 약간 그 컨셉 잡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음. 조신한 컨셉 네. 네 평소에도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좀,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스리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학원 계좌예요 사실 얼마 전에 버클리 음대에 전액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피아노 연주 대결을 한다 그러길래